오늘은 구수하게 돌아온 여행윤의 요즘 맛집 지금 친구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황금 같은 주말이네요 집에만 있기는 너무 아까운 날씨여서 외곽으로나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주 옛날 감성 뿜뿜한 곳에서 먹어볼까 합니다 왔어 근데 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맑아서 다행이야 비가 안 와서 아, 진짜 너무 좋아 나 주말이야 <laughs>

감성이 파게되는데 오늘 진짜 주말 알찼죠? 황금 같은 주말 여행민의 브이로그 끝!